1분 리뷰하는 뷰입니다 오늘의 1분 리뷰 제품은 인기의 힘입어 시즌3로 돌아온 Glitter Boutique입니다. Glitter Boutique의 시즌3의 종류는 총 10가지로 원하시는 glitter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1번 Orange Signal 2번 Lime Signal 3번 Pink Signal 4번 Mystery Blue 5번 크랭드 바이올렛 6번 Flicker 7번 XOXO 8번 Throbbing 9번 똘리걸 10번 Pure Cake. 진짜 어떻게 사용해도 너무너무 예쁘겠죠? 그렇다면 사용 방법을 알아보러 갈까요? 1번 clear 젤을 섞어서 올려주기 2번 clear 젤을 바르고 glitter를 찍거나 뿌려주기 Glitter Boutique 시즌 1, 2 수량이 너무 적다는 말을 듣고 요번에는 수량을 넉넉하게 준비했답니다 그래도 한정 수량으로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만의 슬라임을 만들 때 사용하셔도 좋아요. 상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사라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리뷰하는 퓨리였습니다. 안녕!